ああ。 제이님이 네, 음. 가지고 <laughs> 제가 함께 골라드릴게요. 정도 됩니다. 마지막으로 월 수입 40에서 6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. Thank you. 싱어송라이터 같아. 약간 장재인. 어, 내 꿈이야 그게. <laughs> 민지적 시점 구독할 시점 좋아요 시점